and put on a charger store safely. 请注意安全，不 <laughs> 要靠近站台屏蔽门行走。落地了，下。 너무 힘들었어. 어디까지? 그- shorter than this train. The doors on the left side of only the last three cars will open. Thank you. 도로 들어가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ハセ、ハセです。お出てしましたけどね。 Thank <laughs> you. 편하게 산책만 하는 중 제가 잼민이 때 찍은 거예요. 잼민이 시절. 방법이 있는데? 졌어. お出口は後ろ3両左側です腰越駅は電車とホームの間が広く空い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お降りの際は足元にご注意ください next station is Hoshigoe, EN7. The platform at the next station is shorter than this train. 미스티커 떼줬어 어딨어? 보여주면 되나? 진짜 핏집이다. 핏집이 이게? 시퍼머리는 어? 석경만 나 렌즈 될것 같아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 저기 가보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야, 복박 입새조가 있어 지금 시킴 당하는 느낌이야. 아니 잘했다. 가자 가자. 어? 이 뭐, 네, 너무 무서워.